양심스련 하다가도 중국이 싫은 마음이 극복이 잘 안 돼요. 분노가 일어날 때 계속 몰라 할까요? 아, 분노하세요. 근데 분노하신데 중국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느낌이 있겠죠. 중국인들이랑 우리랑 또 살아온 결이 달라요. 그것도 좀 이해해 주세요. 중국인들은요. 또 남 남 속이고 막 남 등치고 하는 게 또 자기 개발? 예. <laughs> 아 내가 또 뿌듯하다. 성취감도 느끼고 뭐 이런 기질도 있어요. 문화,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문화도 있어요. 조씩 감안해서 이해해 주세요. 예. 아, 예. 어, 양심이 안 맞다. 비난할 수 있죠. 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할 건 하되 할 건 하되 항상 이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. 몰라로만 참, 참으시라는 게 아니라 어, 저런 문화 속에 나도 살았다면 적에 익숙했을 것이다.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뭐 중국 아니라 일본이라도 러시아라도 다 정말 다르게 살아요. 여러분 지금 옆집만 해도요. 가족, 가족만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 있죠. 이해 안 되는 이상한 문화 있을걸요. 옆집 가정에. 바로 옆집 가정에만 해도 이해 안 되는 이상한 문화. 뭐, 뭐 저런 것들이 있어 하는 그런 문화. 그런 거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게 보살도겠죠. 비난은 쉽게 할 수 있는데 한번더 생각해 주는 저는 그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. 한 번 더 생각해서 역지사 재질 수 있는 그 포살이 있어야만 인류 간에 분쟁이 있는 곳에 꼭 평화가 생길 것이다. 남 비난보다 나부터 양심 더 챙기자. 이해 안 돼요. 아, 옆집도 이해 안 돼요. 뭐 저러고 살지? 하게 살아요. 그 각 법계가 굴러가는 법이 되게 달라요. 조금씩 다 이상해요. 저 중국의 법계는 중국 전체적인 법계는 어떤 느낌으로 굴러가는지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. 중국은 어떤 식으로 굴러.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지금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이것 양심에 어긋나 비난하는 거 이것도 이것도 좋아요. 이건 이건 이건 이것대로 하되 보살이라면 한 수 더 써야죠. 근데 내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다 있나? 상대방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한 번 더 이해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. 그러면 더 정밀한 양심 분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? <laughs> 약육강식의 소시오패스 학문이 어, 주류인 나라 어, 이런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중국만이 아니라도 그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이해를 해봐야 돼요. 저 나라 국민들이라면 나도 그 나라에 태어났다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배웠을 텐데 어떤 식으로 판단할까? 호리피해, 이득이 되면 좋고 손해가 되면 싫은 그 호리피해 마음으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만 하고 끝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야 중생의 다양한 근기, 다양한 기질, 다양한 욕망, 다양한 역량을 알아야 보살이 제대로 보살도를 할 수 있거든요. 그 중생을 그럼 어떤 식으로 꼬셔서 정토로 입성시킬 건가 이걸 연구하는 게 보살이란 말이에요.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. 혐한 서적이 베셀러인 나라, 일본. 뭐 그럼 그 국민들 어떻게 정토로 꼬실 거예요. 그러니까 보살은 한 생각 더 해야 돼요. 단점 찾아 비난하면 소시오패스, 장점 찾아 부추겨주면, 복돋아주면 보살입니다. 동네 이런 분들 계시죠. 분노에 가득 차서 욕하고 중얼거리고 호봉이 되고 싸우는 분. 이런 분들 만나면 놀라, 놀랄 수밖에 없지만 뭐 거부감 생기고 근데 그분 법계에서는 뭔 사정이 있겠죠. 뭔 사정이 있어서 저러고 있겠죠. 그것도 한번 이해해 줘야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죠. 보살이라면 한번 더 생각합시다. 중생이라면 같이 그러고 마는 건데 예, 보살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하자.